이번에 겐지가 겐지가 이번에 파라공을 캐스시키수 있는, 있, 다는거 역으로 2로 자 점프해주세요 시프트 시프트 하나 아이고 어디 이걸 뚫을 수 있나 볼까요? 유지 유지 하나 둘셋고 예 가능은 하는데 예 캐슬을 가능합니다. 근데 대신 죽어요. 네, 이게 단점입니다.